이게 먹으면서 우리는 먹으면 cool time 있잖아. 네. 근데 없어. 우리는 먹으면은 이 세 명이 cool time이 없어요. 그러니까 누구나 cool time이 있습니다. 근데 cool time이 지났어요. 일단 loser들의 말 한번 들어볼게요. 뭐 먹고 네. 싶어요? 아 그냥 얘나 해봐. 아 피자. 피자 너는? 전 아. 형이 먹고 싶으면 다 따라가. 어 피자? <laughs> 뭐나 족발. 아, 오 족발 맛있다. 아, 나한테 족발. 가족 가족. 너 맛있어 맛있어. 오전 형이 뭘 먹고 따라. 어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보. 보. 와! 물어봤어? 나 진짜 왜 네. 물어봤어요? 네. 이게 이렇게 됐어? 왜 물어봤어? 어디 루저랑 이 곳을 가불던 그래도 너너 자, 너 나중에 그리고 너 한번 받아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나 내가 질것 같았어 그래서 음식 생각 안 했어 뭐 먹을 거야? 그런 마인드 때문에 진친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? 저는 네. 솔직히 뭐 먹어도 상관없어요 뭐든 먹어도 상관없어요 곱창 먹고 싶어 음, 네. 네. 저도 곱... 근 모이 모이 나는 모이. 족발, 피자, 곱창 치킨 치킨 나는 아직 안 먹고 누지 피자 오. 앤 버팔로잉 음. 오 근데... 버팔로잉 마지막 나나 나나나 나나 그냥 안 먹어.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안 먹는데. 나는 나 원식. 일식, 원식, 원식, 원식. 원식? 원식. 그럼 피자 먹을게. 한식. 피자. 피자. 피자. 피자. 피자.